여기 꼼짝없이 갇힌 거야. 방법이 없어. 아 모르겠다. 아이 죽일 테면 죽이라지. 씨 깜짝이야. 너 뭐냐? <clears throat> 저 뭐? 누나를 좋아합니다. 에? 미친놈? 옛날부터 누나 진심으로 좋아했어요. 너 뭐라 그랬냐? 이젠 남자가 되고 싶어요. 응 알아. 아 알고 계셨구나. 널 어떻게 믿어? 어차피 죽을 거 할 말은 하고 죽으려고. 뭐? 그럼 나랑 사귈래? 네. 네? 지금요? 야 화살 줘봐. 저 새끼 막 뽑아버리고. 그게 아니라요. 아! 아! 개새끼잖아.